럭키 <laughs> 스테일 이만 삼천 오백 0 0원 るもん、それ、えい。y 근데 삼선 움직일좀 헷갈립니다. 좌우 아무거나. 자! マリオです 솔직히 뭐가 되겠다. 아, 시계를 먹으면 동격이 생기니까 먹고 바로 이동이야. 같은데? 뭐. 당연히 맞죠. là gì đó Shoo, shoo, shoo, shoo! 이게 그 불편이 생기니까 한번제거습니다 그냥